아, 초점 안 됩니다. 제가 준비한 행운의 복권인데요. 자, 이거를 들고 까지도록 해주세요. 네, 네, 좀 세게 해야 될 거예요. 과연, 과연, 과연, 과연. 어? 오? 어, 뭐야? 뭐야? 나 이런 거 처음이야. 딸기잼 당첨. 딸이찜 당첨 바로 1등인데? 바로 1등인데? 보여드리세요 자, 1등이 당첨되셨기 때문에 포카가 지급이 됩니다 뭐로 되죠? 여기 1등이 됐는데 너무 세게 끌기면 이거, 이것도 사라, 이것도 사라진 거 아니야? 제가 뽑을게요 자, 아 미리가 나왔어요 반품 안 되고요 나왔어요? 네꼭 가져가세요 자, 그럼 인사 안녕 1등 축하드려요 아까 이렇게 네네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. 미리가 나왔어요 귀염둥기 미리 잘 간직할게 미라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 보이십니까? 럭키가요 2등 2등 뭐예요? 이게 뭐지? 아 2등 이거예요? 아. 와, 형도 2등이에요? 나2 아, 3개 나오고 2등 사람 헐, 얘 형이네. 오, 나다. 뭐, 나를 이해해주시고. 감사합니다.